평일에 아무리 잘해도 주말에 무너지면 5일은 빼고 2일은 다시 찌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땐 체중 유지만 하는 셈이죠. 나는 주말만 되면 자꾸 무너진다 하는 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다가오는 주말부터 바로 살 빠지는 가볍고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7일 중 2일, 일주일에 약 28%를 차지하는 주말이죠.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데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숨은 핵심입니다. 사실 주말은 약속도 많고 시간도 자유로워 평일보다 훨씬 자기 관리하기 어려운 날에 속해요. 평일 감량, 주말 다시 증가, 내가 유지에 니즈가 있다면 꽤 괜찮은 패턴이지만 감량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주말 라이프 스타일을 찾지 못하면 변함없는 체중으로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나아가 평소에 일주일 중 월요일 컨디션이 제일 무겁고 힘들었다면 원인의 80%는 주말 식사에 있습니다. 나는 남이 알아볼 정도로 체중 변화를 만들고 싶다. 나는 컨디션 좋은 월요일을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주말 패턴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에도 감량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을 보낼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과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바쁜 평일을 보내고 드디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이죠. 왠지 열심히 산 평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 자신에게 그간 먹고 싶던 음식을 마음껏 선사하고 싶어집니다.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는 건 좋은 휴식의 일부이지만 음식을 한 번에 왕창 때려 넣는 것은 절대 좋은 심이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과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건 모두 소화기를 힘들게 해 내 몸이 지치게 됩니다. 드디어 휴식할 수 있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과식으로 인해 더 피곤한 주말을 보내게 되죠. 나아가 이런 패턴은 심리적인 피로까지 축적시킵니다. 먹는 중에도 후에도 만족스럽게 즐겁게 먹은 식사가 아닌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식사는 무의식의 불안을 더 자극합니다. 먹으면서도 아 이거 맛있다 너무 좋다가 아닌 아 이거 이만큼 먹으면 평일에 뺀 거 다 찌겠네 가 올라오며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의 식사는 심리적 유발을 상당히 축적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을 잔뜩 먹는 것은 절대 좋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 문구만 기억해도 다가오는 주말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만 식사합니다. 우리 주말은 평일보다 훨씬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어요. 이는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먹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빈번한 음식 섭취는 미각을 둔하게 만들고 소화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후 어떤 음식을 먹든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먹을수록 몸만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먹는 패턴이 이미 생겨버려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음식을 자꾸 찾아서 먹게 돼요. 이런 주말 연속 먹방을 없애기 위해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만 식사해야 합니다. 가벼운 아침과 점심, 저녁 이렇게 세끼 호객, 아점 한 끼, 맛있는 저녁 한 끼, 이렇게 두 끼. 내가 평소에 가장 편안하던 그 식사 패턴, 평소 평일에 유지하던 그 식사 패턴을 주말에도 비슷하게 지켜주세요. 내가 지정한 식사 시간 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식욕이 더 오르는 데는 수분 부족도 큰 몫을 차지하니 식사하지 않는 시간에 의식적으로 물을 더 잘 챙겨 마시려 노력해주세요. 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주말뿐만이 아닌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시간이 더 많아지는 쉬는 날, 여행도 모두 해당돼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여행에 가더라도 과식은 휴식이 아니다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만 식사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더 잘 놀고 더 잘 쉬고 더 잘 감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한 이야기는 지난 3월에 런칭한 나만의 살 빠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하는 비가나 프로그램 식욕 안정화 강의의 일부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번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 드리는데 우리 지킴이 분들에게 분들에게도 특히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음식만 먹으면 칼로리부터 확인하는 지킴이를 위해 칼로리 강박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